뭐 오늘 뭐 찍어달라 그랬잖아. 아, 아 아니 괜찮아 안찍어 어, 지 아, 찍지 마세요. 왜? <laughs> 찍지 마세요. 찍어달라 그랬잖아. 아, 찍지 마세요. 정비했어? 네. 누가 했어? 아, 오! 어, <laughs> 깜짝이야. Oh.

팡 치면서 이렇게